내려간다 저 바닥으로 떨어지는 빗덩굴 마냥 땅에 추락한다 더 내려간다 바닷속으로 납작하게 엎드려 있는 가자미처럼 내려간다 브론즈로 내려간다 tabi yaptı